조금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음. 오셨나요? 네. 힐링하고 오셨으면 다음 힐링 장소를 저기 저 걷다볼게요. 옆에 있던 이거를 뚝 따가지고 종이에 뚝 해버리면